누가 엄마한테 오나 볼게요. <laughs> 왔다. 테리 2등. 테리. 어, 갑자기 테리 1등. 어, 갑자기 테리 2등. 엄마, 이거다. <laughs> 응. 아! 엄청 높은 거 아니야? 뭐 아빠, 아빠, 아빠, 아빠. 그래 그래. 와. 아, 앉아도 돼, 세리야. 눈치 보면 앉아봐. 거기 앉아봐.

그런 경우 배소스를 배수구에 연결해 주십시오. 삐뽀 삐뽀 삐뽀 뭐가? 이거 뭐야? 저거 에어컨. <laughs> 바다지. 에어컨도 안 되니까. 어. 아니에요? <laughs> 재미 때문에 아, 눈꼭 방생들이 눈꼭 감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아, 하고. 귀여운 아, 생들이 다음 영상에서 아. 아. 만나요.